안녕하세요. 저는 아론TV입니다. 한국 이름은 루나입니다.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. 오늘 밤 NDTV가 진짜 특별한 방탄소년단 인터뷰를 방송할 예정입니다. 인도아미를 대표해서 우리가 오늘 얼마나 신나는지 표현하고 싶어요. 우리는 이 날을 진짜 기다려왔습니다. 계속 기다려왔습니다. 우리 언제 만났을까? 우리는 언제 만났을까? 나도 대대야 우리 언제 만났을까? 이렇게 어, 기다려왔습니다. 드디어 이런 날이 왔네요. 왔습니다. 환상이 실현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정말 정말 기대 되네요. Can't wait to meet you. Bye bye until then. Purple you. 사랑해요.